화이팅! 칼날가이즈는 여기서 2 0 1 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4년 어, 거의 4년이 할랄가이즈 있었어요 어, 이 소스 뭔데? 소스? 제일 맛있는 소스야 근데 네. 야 아니 이거 뭐야? Okay, b No, no, no. No? Me no, no. One, no, two, yes. Yeah. Spice? Okay. 정말 네. 잘하세요? 어. 오! 오! 어, 좋은데? 아 뭔가 외국인들이 다른 외국인들한테 그 한국말 잘하는 표정이 너무 오 어, 뭐야 야이 사람 그런 거야 어 엄지야 고맙다 나 돈도 많아 봐봐 아직감도 없어 빨리 아, 내세요 아, 뭐. 네 감사합니다 가격은? 5만 3천 원 갑시다 여러분 이게 항상 천천히 가야 돼. 너무 무섭다, 이거. 콜라랑 사이다? 그치? 거기까지 가고 싶다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벌써 침 만들고 있어 밥 위쪽에 넣는 거야 먹어봐 맛있나? 맛있어 네, 한국 스타일로 물 무려? 아, no. <laughs> 아, 네. Nope. n 양파 너무 많아. 양파 말면 안 돼. 방구 킬 거야? 어? 양파 많이 먹으면. 그렇지. 방구. 뭐야? 뭐야? 아 내가 나야 나이트 하고 있는데 어떡해? 어그래지 콩. 사탕 아니야? 콩? 밥 위죠. 어허. 해축 같은데? 그냥 뭔지 알지? 야, 아, 이거 공기인데? 어. 되게 맛있어요. 네, 멕시코 맛집도 가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브라질 꼭 브라질 사람은 꼭 음식 그 브라질 점심 먹을 때 꼭 밥이랑 콩 이렇게 위쪽 먹고 이렇게 고기랑 사라져랑 먹어. 음. <laughs> 뭘로 만들었어요? 거의 빼드릴게. 아까로 가사 가 빵가루. 빵가루? 아린지 호스. 아. 내가 뭔지 알아. <laughs> 야 오늘 그냥 다이어트 안 하고 먹자. 걱정 없이. 오. 아, 카드 안 먹어. 나 괜찮아. 저기 음. 사 예. 먹어야 돼요. 아, 강강? 그렇죠.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소스처럼?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음. 음. 알았어, 줄게. 믿을 수 없어. 어, 하나, 둘, 셋. 마지막에 느낄 수 있어. 제일 마지막에 느낄 수 있어. 먹어봐 맛, 맛있어 맛있는데 내가 무슨 맛인지 아직 마지막에서 제일 잘 이거 알아 야, 알지? 응 맛있지 응.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써봐야 돼 꽂혀 꽂혀 꽂혀 꽂혀 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바로 사러 먹어야지 그냥 이거 쌍쌍 먹어 근데 집아니 한국 사람들도 섞고 섞고 많이 해. 맞아 한국 사람들 많이 섞어. 비빔밥처럼. 아, 아 비빔밥. 맞아.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진짜? 어. 어. 나도. 이게 음식 이름이 뭐라고? 아 나도 모르겠지만 나가 <laughs> 아, 이거 케밥? 케밥이랑 밥? 음 너무 좋아. 엄청 맛있지. 소스 너무 좋아. 이거 소스 너무 좋지. 많이 쓰어 진짜 제대로 섞어야지 플랫터스 플랫터스 플랫터스? 플랫터스 개밥 개밥 개밥 개밥 개밥 개밥입니다 개밥 개밥 먹어봐 가방 조심하세요 먹어봐 맛있지? 어? 어. 어. 맛있는거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씨, 내꺼. 이렇게 해야 돼. 오, 한고이랑 야, 잘 먹네.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야, 있잖아. 여기 아마다 응, 여러분 아마다 봐봐 맛있지? 진짜 맛있지? 먹지 마. 이렇게 음. 매 오. 진짜 매워? 아마 어렵다. 한국 스타일로 만들었나봐. 브라질 스타일로 이렇게 매운소 담은 거. 조금만. 울지 마. 맞아, 내가 질문 하나 있어. 어, 말해, 응, 해줘. 말해봐. 한국에서 왜 왔는지, 한국에서 뭐가 음. 그런 내, 내가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 어, 원래 외국인 어 원래 외국인이니까 한국인들 우리한테 그냥 맨날 이런 질문을 묻잖아 어 음. 네가 니네들 왜 이렇게 한국 왜 왔나 음. 뭐 한국에서 뭐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뭐, 뭐가 있나 뭐 그렇게 음. 뭐 물어보잖아 음. 그래서 마살라 왜 왔어? 한국 음, 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 관심 많이 있었거든 오 근데 한국어 공부하다가 아, 한국에서 한국어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왔어 브라질에서 공부했어 한국어? 응 음, 브라질에서 시작했어 조금 공부했는데 아, 너무 어려웠어 학교에서? 어, 어 언어 교육원 같은 거? 응. 근데 진짜 잘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하려고 왔어 오 어, 그래서 한국 왔어? 응 그래서 한국에서 어. 1년 반 동안 한국어만? 어 한국어만 어, 디서 언어교육원에서 서울대 언어교육원 오 응. 오! 이게 어떤 부위예요? 안창살이요. 브라질말로는 뭐라고 해? 브라우지요. 브라우지요? 아, 아, 네? 맞아요. 네, 브라우지. 아. 아, 진짜, 맛있어 네. 부드러워 싶어 네. 첩 가서 우리 첩시에 넣어야, 넣어야 음. 되잖아 근데 브라질에서 그냥 우리 앉아있고 웨이터들 우리 쪽으로 와서 음. 썰어주는 거야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보자 어? 아, 사드, 사드도 설명해줘 왜 한국에 왔는지 내가 왜 한국에 왔... 응. 왔냐고 솔직히 제가 한국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원래 원래 여기잖아 제, 아 내가 솔직히 오기 전엔 케이팝 너무 좋아했거든 그래서 2010년부터 케이팝 좋아하다가 내가 케이팝 좋아해서 한국 대해좀 알게 된 거야 뭐 문화나 뭐 언어 아.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뭐 케이팝 통해 공개된다 가지고 음. 내가 그래서 점점 관심이 생겼거든 음. 그 전에 음 중학교 때부터 내가 원래 일본으로 휴학하고 싶었거든 아 일본? 어 원래 일본 가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아 뭐 한국 대회 알아보니까 아 음. 내가 마음이 바꿨다 음 지금 예. 한국에 간다 열, 열, <laughs> 열여섯 살때 음.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하, 한국 한국 한국으로 공부하고 싶다 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가지고 부모님 무조건 뭐 제가 장난 지는 걸로 어 장난 지는 걸로 알고 있었 아, 어 알고 있었나 가지고 그래서 저 아, 사람이 안된다고그 음. 다음에 내가 진짜 마음에 먹어가지고 뭐 진짜 내가 내 돈으로 알바하고 내가 돈을 음. 벌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으로 그래서 2년 <laughs> 동안 알바했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와 대박 그래서 그때 모여서 돈을 모여서 알바하면서 아빠한테 내가 보여줬다 아빠 아 내가 2년 동안 한국 가고 싶어서 2년 동안 알바하면서 이런, 이런 돈을 모여가지고 이제 한국 보내줘 음. 아빠는 내가 이렇게 진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어서 잘 보여가지고 그냥 보내준 거야 근데 어 가서 내가 오. 어. 내가 돈 더 줄게 그래서 아, 아빠도 돈더 줬어 내가 무인 돈보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있었어 그래서 4년생인가 3년 됐네 나 2년 거, 의 2년 됐어 왜냐면 내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여기 온 거야 딱 한 달 졸업, 졸업한 지한 달 안 됐는데도 응 바로 왔어? 딱 왔어 음, 야 대학교 졸업하고 너, 뭐 변호사로 1년 반 동안 공부하고 변호사 진짜? 어 브라질에서 변호사로 1년 반 동안 와우. 일하고 돈 모여서 한국에 오는 거야 아 그럼 말싸움 잘하겠다 <laughs> 왜? 변호사가 말을 잘해야 되잖아 진짜? 음 근데 나는 잘 아, 안 어울린 것 같아 변호사는 그래서 그만뒀지 싸워야 되나 나 그냥 작은 변호사였어 원래 변호사를 이렇게 작해야 되는 게 아니야? 거 써야 돼 진짜? 너무 착하면 거기는 거기 뭐, 좀 싸워 이렇게 말해 뭐야 1. 무조건 자세히 하는 거야 모두 해야 하는데 그냥 착한 변호사였어 <laughs> 아만다 우리 진짜 한 1년 친, 친구잖아 응.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어? 진짜 여기 하지 마 잘못된 내 능력하다 나도 나도 그래 아침에 딱 나한테 어. 파트너 누구야? 아만다 먹었지 아니 그건 아니야 아만다지 너무 진짜 거의 바보잖아 맞아 한국에 처음에 음, 왜 왔어? 진짜 궁금해 정정? 응 언제 전에 한국에 왜 왔어? 누구 때문에 내가 처음에 왔너 때문에 미쳤구나 네. 아니 실은 한국어 음. 처원 갔을 때 언제 전에 6년 전에 왔어 그때는 그냥 유학생으로 왔는데 근데 처음 외국에 살아서 와 브라질 아 브라질 한국 문화 너무 달라 달라 그리고 비교했어 생활 아 한국 사람 이렇게 살구나 너무 춥다 생활이 한국 생활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않 그런 생각 들었어 브라질 처럼했고 한국에 가야겠다 아 그럼 브라질 가서? 어, 철업했고 내 학교 다 끝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내년 네, 단영 단영 왔어요 오. 한국어 한번 하려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대 다 끝났잖아 서울대 한국말 공부했고 근데 네, 이제 사고 싶다 그냥 여기 진짜 우리 하기만 많아서다 응 근데 <laughs> 맞아 왜 한국에 왔어? 나? 어. 나도 너때문이 꿈에서 나왔는데 너 때문에 왔어 근데 사실은 오케이 <laughs> 사실은 나 사실 2015년에 남자친구 있었는데 그 남자는 한국 남자였어 아. 그래서 어. 약속했고 아, 진짜 미안해요. 아니 근데 진짜 안 좋아. 어, 어,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말 공부하기 전에 그냥 노래만 그러니 나도 남자친구 생기고 드라마 많이 보고 있어. 내가 남자친구 없었지만 없었지만 그냥 서로 그 드라마 쓸때 어, 너무 순수신경 몰라도 너무 예쁘다 특히 뭔가 발음 발음이 너무 소리도 너 소리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할 때 뭔가 차분하고 그리고 남자들 특히 남자들 자기야 밥어 아, 아 그리고 바다야에서 뭐지 아 이거 그 잠깐만 무슨 무슨 남자들 아. 사토리 할때 너무 아 어... 어, 나가다 아니 무슨 여자친구 만났어 어떤 남자친구 연락해줘 <laughs> 저는 남자친구 없으니까 연락해줘 연락해줘 어. 잘생긴 한국 남자 <coughs> 연락해줘 하윤아 지딱 한국 드라마 보기 보는 후 살이 빠졌지 한국 문화에서 한국 노래 다 살이 빠졌어 그래서 나도 왔어 그때 만났을 때 닭가슴살 어 서불고기 못 먹지 맛있지 음. 물고기 못 먹어 아, 갈비탕 갈비탕 설렁탕 아 먹어본 적 없다 금메달이요? 그